안녕하세요 혼년이에요 오늘은 어,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평소에 제가 하는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냥 늘 하는 그래서 먼저 기초는 지금 다 했고요 뭐 베이스를 바를 건데 이거 되게 좋아요 VDL 세리니티인데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네. 제 얼굴은 굉장히 붉은 편인데 붉은기 잡아주는데 짱 좋아요. 근데 거울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울을 가져왔어요. 스폰지는 어, Watsons에서 샀어요. 페이스 바르고 요즘에 굉장히 애정하는 아이템이에요. ADDICTION의 tinted skin protect인데요.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일단 가장 장점이 발랐을 때 굉장히 얇게 발려요 이거는 저만 쓰고 좋다는 게 아니고 제 지인들이 제 거를 여행 가서 한번 썼어요 근데 정말 다 하나같이 너무 가볍고 깨끗하게 발린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laughs> 구매했대요 저는 아직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laughs> 모든 제품을 다 제가 사왔습니다. 그리고 광고성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거의, 거의가 아니고 100% 저희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합니다. 음, 볼에 막 속눈썹 붙어있는데 안 떨어져요. 어, 그렇지. 오늘은 지금 입은 옷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면은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그냥 평소에 제가 하는 기본 눈썹은 머리색이 밝은 편이 아닌데 눈썹을 약간 밝게 하면은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색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저의 눈썹 눈썹 3종 세트가 있어요. 아이브로우랑 완전 구멍 다 났죠 아, 택배가 왔다고 카톡 문자가 왔어요 필요한 책을 있어가지고 주문했는데 그게 온 것 같아요 유후 빈 곳은 이 brow brow shadow로 톡톡톡 메꿔주고 있어요. 그 눈썹은 약간 두툼한 일자예요. 그리고 여기도 막 이렇게 빈대가 있는데 그런 데를 하세요. 눈썹만 있어도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저는 한 번 더 이 스크루 브러쉬로 빗어주고요. 3종 음, 세트 마지막 하이라이트 눈썹 펜슬로 선을 잡아줘요. 눈썹이 되었어요. 눈 같은 경우는 참 오늘 혹겨풀 쌍꺼풀이 없거든요. 그래서 뷰러 먼저 꼭 해요. 올라갔어요. 그 저의 최애템 그래고 스틱 섀도우인데요.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줘요. 색이 펄이 없고 그냥 톤 다운된 색이라서 이렇게 문두덩이 바르면은 좀눈 주변이 이렇게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할까? 그리고 좀 밑에도 그리고 저는 이걸로 그냥 <laughs> 코에 쉐이딩도 줘요 있고 이것이 <laughs> 저의 최애템 늘 사용하는 그냥 끝쪽에 살짝 했어요 아직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냥 어, 옆에만 두고 세워놓고 제가 막 앞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살짝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고요. 그리고 펜슬 한 다음에는 살짝 이렇게 그냥 문질러줘요, 자연스럽게. 원래 젤 라이너를 하는데 지금 젤 라이너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검정 색깔 아이라이너인데 점막에 좀 칠해줬어요. 조금 더 얼굴이 선명해졌나요? 그런 다음 마스카라 이거 역시도 그냥 쓰는 거예요 즐겨서 쫑쫑쫑 저는 눈이 혹교 풀려서 진짜 화장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좋다 달라 보여요 화장 안 하면 진짜 안 되는데 화장 잘 안 하고 다녀요 맨날 <laughs> 근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요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 꿈나무니까요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라며 <laughs> 저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됐어요 어 배터리가 없어요 음, 빨리 입술 발라볼까요? 사실 입술 바르면 마지막이에요. 하면은 항상 치아를 신경 쓰려 <laughs> 꽃년이 데일러 메이크업 끝! 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